Thank you. 누나 이게 뭐야? 눈이야? 눈 눈. 와 많이 오네. 와눈 다 보여. 불 다러, 다 더러워지겠다 줄 그냥, 줄 그냥 빼면 안 돼? 줄 빼면 안 돼? 어차피 안 나갈 텐데 뭐.